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뭐 마음의 집과 같은 곳이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입니다. 뭐 실제 홈구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보러 오는 순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선수들한테 어디서 뛰고 싶냐 이러면 바로 이곳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네. 팬들도 꼭 여기 한 번은 가야 된다. 바로 축구의 승지로 불리는데 이곳도 좋은 게요. 뭐죠? 그렇죠. 자리에 난방이 돼요. 아주 따뜻합니다. 엉따가 되는군요. <laughs> 네. 자,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파트리스 에브라 브라이언 롭슨 리오넬 메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자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브라이언 롭슨 중원의 못자른 모드리치 월드베스트 네이마르 팀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자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루카 모드리치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시즌 베스트 코스타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좋은 기회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다비드 데헤야 프랑스의 코너킥 헤딩으로 위험지역 걷어냅니다 시즌 베스트 코스타 자,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디에고 코스타 코케 세르히오 부스케츠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자, 수비 제쳤습니다. 불도 포스타. 멋진 슈팅. 좋은 슈팅. 하지만 멋진 선방. 자,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World Best 라모스 마르셀루 피구 맨유 ambassador 롭슨 중원의 모짜르트 트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루이스 피구. 자, 동료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아스플리쿠에타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니에스타 좋은 기회 다비드 비야 아스플리쿠에타 로켓 World Legend 피구 World Best 에브라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전반전 네, 경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딱히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루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만족하기 좀 어려운 아, 이 흐름이었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브라이언 롭슨 니마르 자 수비수들이 공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공수가 전환됩니다. 네, 패스하려면 받아주는 선수를 보고해야 될 텐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 이어갑니다. 자, 좋은 플레이. 하지만 프리킥 내줍니다. 수비진을 추스를 시간은 좀 벌었습니다. 아스플리쿠에타 자,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부스켓 공격해 들어갑니다 절묘한 패스 라모스 슛아잘 차는데요 야, 기막힌 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원래 수비가 뛰어난 선수인데 득점력도 보여주는군요 골 넣는 수비수인데 지금은요 마무리 자체가 아주 멋졌어요 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골 기회입니다 슈팅 찬스 자 월드베스트 모드리치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풀어줄 슈팅을 노립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자이 이런 식으로 수비하면 조금 안 되겠죠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찬스인데요 네, 강력한 태클. 자주심이 잠깐 생각하더니 경기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자,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곡킥 다비드 비야. 마르셀루 네마르 월드베스트 메시 찬스 과감한 슈팅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승부는 다시 한번 예측 불허입니다 동료들이 뒤를 바치러 따라갑니다 이하 쪽으로 스루 패스 판처 슈틸리케 리오넬 메시 태클로 공 빼냅니다 아 치열한 경기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지요 양 팀의 점수차는 한골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골을 노리고 압박해 들어갈 때 후방에서 멋진 수비가 나옵니다 다비드 비아 옵사이드입니다 월드베스트 마르셀루 디구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을 주는데 2분만 줍니다. 네이마르. 네, 끝났습니다. 종료 휘슬 울립니다. Atención, señoras y caballeros, se recuerda que pueden visitar el stand de nuestro patrocinador EA Sports, situado en la puerta de salida 22, junto a la entrada del parking del estadio. Allí podrán probar e informarse sobre los últimos videojuegos. Gracia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저희는 라 밤바스티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장 이름만큼이나요. 경기 중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라 밤바스티코. 네. 세비야의 공격입니다. 폴 포그바.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울리 슈틸리케, 판처 슈틸리케, 외계인 호나우지뉴 월드베스트 호나우지뉴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게리라의 차단. 스테판 에펜베르.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노안의 암살자 로벤. 아 멋진 태클입니다. 월드베스트 후나우지뉴. 좋은 기회 걸렸는데요. 멋진 골 터뜨립니다. 후나우지뉴의 골입니다. 자 이건 골이 나올 각도가 아니었는데 이걸 성공시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골대 먼 쪽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가까운 쪽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상대에게 지금 골을 내주고 말았죠. 무비 찰튼경 월드 레전드 리네커 네 선수들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로벤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맨유 ambassador 롭슨 월드 레전드 카를로스. 이제 빨리 다시 패스 자 패스 플레이 기교를 보여줍니다 자,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 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아 절호의 기회 자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아, 아게릴 리네코 자공 살아있습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월드 베스트 후마우치뉴 그라운드의 신사 리네커 공 간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깔끔한 그 태클로 상대팀 볼을 뺏어냅니다. 네, 공 뺏깁니다. 중앙에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후나우지뉴 호베르투 카를로스 유럽리그 전설 슈틸리케 외계인 후나우지뉴 아리언 로벤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완벽한 수비 자, 위험 지역에서 크로스 차단 자,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리언 로벳. 흘러나온 공. 노안의 암살자 로벳. 전반전 종료됩니다. 벌써 경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보는 재미를 제대로 선사하는 경기였는데 네. 전반전 경기 내용 뭔가 더 흥미진진한 후반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실 양 팀 감독들이요 경기 전에 야 오늘 경기는 우리가 손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아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상대 아주 치열하게 경기가 갔는데 야 경기 재밌습니다 월드베스트 라모스 리오넬 메시 슈틸리케 깔끔한 패스 연결 골키퍼 앞으로 나오면서 막아냅니다 자, 동료가 따라붙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스테판 에펜베르크 우리안 나우드롭 깔끔한 패스 아리엔 로벤 자 수비벽이 무자 열립니다 자 있는데요 슛네 포스트를 때립니다 이게요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 더 집중했더라면 넣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쉬워요 공격 시도하는 세비야 월드 레전드 비에리 크리스티안 비에리의 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이마에 정확히 맞췄는데요. 아이 정말 멋집니다. 공이 그대로 날아서 이마에 맞췄는데요. 이렇게 되면 골키퍼 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헤딩처럼 멋진 골도 없거든요. 느린 같은 골이네요. 아 공간 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아, 동료 옆에 있습니다. 그라운드의 신사 리네커. 브라이언 롭슨. 본인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좀 입증하기엔 아직은 부족합니다. 사실 저 선수 영입하는 것 자체가 약간 깜짝 뉴스였어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월드베스트 로벤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아리엔 로벤 주심이 부심의 기를 보고 휘슬 울립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리오넬 메시 자,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자,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볼 뺏깁니다. 스테판 에펜베르크 자,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보그바 미친 호랑이 에펜베르크 자 지금 뺏어야 될 텐데요 브라이언 롭슨 맨유 엠버서더 롭슨 월드 레전드 리네커 주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월드베스트 실바 맨유 엠버서더 보비 찰튼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입니다 자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후반 90분 접전 하지만 동점입니다 이제 연장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보비 찰튼 네 슈팅 시도할 만한 위치인데요 슈트, 자, 슈팅 시도. 아, 멋진 골 터뜨립니다. 리오넬 메시. 90분 동안 막상막하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연장전에서 드디어 앞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팀은요.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도 다르지 않은데 이 상대팀은요. 반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목측 아, 잘 찼는데요. 크리스티안 비에리의 골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팀이 아닌데요. 네. 정말 악착같이 따라붙더니 결국 동점골 뽑아냅니다. 이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이 동점골 만듭니다.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희 네, 자 키퍼의 위치를 봤습니다. 여기서 슛! 구나우지뉴의 골입니다. 프랑스가 리드를 잡습니다. 아 정말 뭐 믿기지 않는데 그림과 같은 마무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터진 골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보다 중요한 순간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이 경기 막바지 아마 이 골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세르히오 라모스 맨유 ambassador 보비 찰튼 외계인 호나우지뉴 그라운드 신사 리네커 동료 선수의 협력 플레이 좋습니다. 키퍼에게 다시 돌아가는 공 메시의 가로채기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나인골란 마르키시오 브리안 라우드럽 세비야 상대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네 골을 노리가 압박해 들어갈 때 후방에서 멋진 수비가 나옵니다 연장 후반 남은 시간 이제 5분입니다 두은찬 자 절호의 기회 때립니다 네 골키퍼 잘 잡았습니다 자 빠집니다 자 심판이 종료 휘슬을 봅니다 Damas y caballeros, queremos recordarles que tras el final del partido Las tiendas oficiales del club permanecerán abiertas durante una hora más.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자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Mr. Dependable 어윈. World Best 존 페리 히바우드 재빨리 다시 패스 히바우드 깔끔한 패스 연결 발락 줄 곳이 있는데요 넓게 전개합니다. 데니스 어윈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서로의 찬스, 슈팅 찬스, 멋진 골 기록합니다. 마르코 반바스텐.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판처 슈틸리케. 네이마르 넣어야죠. 여기서 슛! 아 좋은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 살짝 스쳐갑니다 열렸는데요 다시 태클 자, 공 다시 흘러갑니다 아, 대단한 태클인데요 아,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World Best 라모스 World Best 네이마르 아,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데니스 어윈 아 멋진 플레이 관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히바우드 아,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차단합니다. 세르히오 라모스. World Best 메시. 네이마르. 좋은 기회. 자, 슛! 동점골이 나옵니다. 공을 소유한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 움직임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바로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당히 선수들 전체에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멋진 어, 골이었는데요. 각이 없었는데 워낙 기습적인 슈팅이라 하면 뭐 골키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 패스로 앞공간이 열렸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가 막아냅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키퍼가 뭘 할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 역시 골키퍼의 수비 범위 상당히 넓어요. 네. 자, 동료들이 뒤를 바치러 따라갑니다. 유럽리그 전설 발라. 아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캡틴 마블 록슨.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기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코너킥입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간추려 봐야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두 팀 그야말로 요호상방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기회가 서로가 있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기회를 살리느냐 어느 팀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살리느냐 이게 바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World Legend 반바스텐. 패스 이어받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World Best 메시. 좋은 기회. 강력. 자, 바로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페널티킥 골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사실 보기만큼 쉽지는 않은 기술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키커는 부담감이 크죠. 뭐 골키퍼는 사실 뭐 골을 내줘도 뭐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네. World Legend 반바스텐 리턴 패스 자,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공 뺏어내는데요. 브라이언 롭슨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루벤에게 리턴 패스. 데니스 어윈.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신의 손 마라도나. 월드베스트 네이마르 맨유 엠버서더 록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찬스 아, 멋진 슛이 나옵니다 유럽리그 전설 발라 자 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프랑스가 프리킥 얻습니다. 왕 데니스 로 패스 이어받습니다. 판처 슈틸리케 네이마르 리턴 패스 World Best 네이마르 바로 중앙 투입할 수 있습니다. 슈팅 기회 잘 쳤습니다.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빠집니다. 여기서 슛! 경기 막판에 골이 나옵니다. 동점골!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축구의 묘미입니다. 종료 직전에 동점골!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기어코 골을 만들어주네요. 아이, 정말 오늘 경기 대단하네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종료 직전에 동점골 터집니다.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됩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질지요? 맨유 ambassador 록슨 멋진 태클. 자, 공은 따내지 못하는군요. World Best 메시. 네, 자, 슛하는데요. 자, 아직 위험합니다. 미하엘 발라 패스 이어봤습니다. 빨락 줄 곳이 있는데요. 왕, 데니스 로우. 공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공격해 들어갑니다. 멋진 패스. 연장전 전반전이 끝납니다. 아직 15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독이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교체 카드를 한 번에 모두 씁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미하엘 발라 유럽리그 전설 발락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네, 길목 지키기 공가로 입니다 들, 여기서 슛 네, 멋진 골 터뜨립니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오늘 경기 내내 승패 향배를 짐작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승리까지 거의 9부 능선을 넘어섭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어떤 집중력 기어이 골을 만들어주네요. 네, 이거 경기 그 막바지인데 아이 절묘한 타이밍에 터진 골이네요. 리오넬 메시. 네, 공 소유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악마의 왼발 카를루스.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공 없는 경기 끝납니다. 종료 휘슬 울렸습니다. We willen u verzoeken enig geduld te betrachten bij het verlaten van de parkeerplaatsen. Direct na de wedstrijd is er een grote verkeersdrukte rond het stadion. Bedankt voor uw medewerking.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에미리이트 스타디움, 뭐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구장이죠. 네, 사실 솔직히 기회가 되면은요 내려가서 또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아, 아주 뭐 보기에도 딱입니다. 신의 손, 마라도나.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네,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공 따냅니다. 아, 좋은 드로잉 기회를 잡은 아스날 공격해 들어갑니다 키네소 마라도나 아스날의 코너킥 볼 뺏깁니다 월드베스 토레스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아 골을 노립니다. 슛! 제대로 때렸는데요.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이런 기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홈막이 날리죠. 압박감이요.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아요. 단처 슈틸리케. 자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악마의 왼발 카블루스. World Best 토레스. 기회입니다. 자, 바로 때리는데요. 잘 맞은 슈팅이 가로막힙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자,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아, 아쉽군요. 수비가 크로스 방어합니다. 잘 처리합니다. 옵사이드 공격권 넘겨줍니다.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찬스, 찬스! 테디 셰링엄의 골입니다. 아,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조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멋진 결과로 연결되는군요.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어, 이건 뭐 사실 수비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좋은 시도였네요.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네, 볼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뺏기고 마는군요. 판처 슈틸리케 카를로스 발데라마 네 패스 연결 좋은데요 World Legend 발드라마 야프스탐 World Legend 비에이라 자,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미첼 네 뒷걸음질 치다가 마지막에 태클로 봉따냅니다 굴렸습니다. 자 부심 아 깃발 올리는군요. 주심도 휘슬을 네, 네. 불면서 부심의 판정을 수용합니다. 네 키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일단 뭐 정확한 판정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찬스인데요. 가레 스페인 자, 하프타임입니다.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좀 남았던 전반전이에요. 일단 이렇다 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World Best 토레스. 자,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패스 연결 좋은데요. World Legend 비에이라, 주바. World Best 알베스. 엘리뇨 토레스. 신속한 리턴 패스 자 빠집니다 자 슛하는데요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멋진 골 또다시 골 기록합니다 점수차는 더 벌어집니다 어이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골을 넣네요 사실 슈팅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 대단합니다 2대 0이 됩니다 아 이거 수비 너무 문제네요 네, 패스 미스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칠 네,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세리오 라모스 피베 발데라마 슈팅 기회 아 멋진 슈팅 테디 셰링업 테디 셰링엄의 골입니다. 아 정말 보기 드물게 멋있는 골이 나왔는데요. 와, 타이밍이 완벽했죠. 아 이게 뭐 절정의 기량인데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그걸 뚫어내면서 즉 때리네요. 우비 찰튼 세리오 라모스 네, 힐패스 멋지게 성공됩니다. 우비 찰튼 자,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미첼 빌 공격수의 발을 보고 몸을 던집니다. 아, 뭐 지금 상당히 골키퍼가요. 판단 빠르게 하면서 민첩하게 잘 나왔어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미첼 좋은 기회, 슈팅 기회, 아스날의 골입니다.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세리오 라모스. 엘리뇨 토레스. 한 골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미 한 골을 넣어서 그런지 자신감이요. 너무 넘쳐 보였어요. 네.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이 아쉽네요. Ultimate Legend 마라도나 자 열립니다 네. 자 프리킥 찬스를 잡습니다 네 몸을 날린 놀라운 선방 아스날의 코너킥 World Legend 카를로스. 자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리오 라모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킬 열어줄 수 있는데요 멋진 개인기 뚫렸습니다 아 전호의 기회 자 슈팅 시도 프랑스에게 코너킥 선언됩니다 슈팅 하지만 위력이 없습니다 자, 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I hope you've enjoyed your trip to our stadium. Thanks for coming. Have a safe journey home. Bye-bye.